a 정도까지 해서 올 말린다까지 먹는데 우리나라에 세계 증승을 멋있게 해놓고 거기까지는못갈것 같아. 문제가 내내 보내서도 일 먹을 것 같은 문제야. 일단 밥먹방법으 잘하고 해야 돼. 그렇게 하면 되잖아. 그거 걸리면. 後次は尾張横須賀に止まります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at Asakura. The stop after Asakura will be Owari Yokosuka. 아까우리한달가까이.그래서우리가아직막간다.정말?정말.누나우리가제일먼저앞에앉는다고요.전생에세상어떻게하면좋게앞에자리좋다고.멀리가서막저기앉아. 자리하고 이 자리 아, 아니 우리 이것도 원래 내려야 돼서 내려서 플랫폼에 들어올 때도 내려.